Hello everyone, greetings from Geneva.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As you know, coronavirus spread uh, affected our lives. That's why we decided to postpone our concert until August. And hopefully at that time everything will be much better and we will be able to perform for you finally. Some of you might be really disappointed. I hope finally we will be able to meet each other. Toma told me that one of the questions I got the most is about my hand size. So I would like to show you guys how much I can reach So see you guys at 8th of August at the Lotte Concert Hall. Bye bye. 안녕하세요. 유나인입니다. 4월 9일 예정이었던 저의 콘서트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러분과의 만남이어서 너무 속상하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8일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8월 8일 8시 롯데 콘서트에서 만나요. 롯데 콘서트홀이구나.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4월 9일 예정이었고 총소리가 아, 네. 울려요. <laughs> 못해서 많이 속상하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에